201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특집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 우 팔로미 우 개신게라오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뭔데? 어? 어? 뭐야 이거? 하지마 뒤에서 하지마 하지마 뒤에서 저번에 여러분들 이 뒤에서 제가 여기를 아시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기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 뒤에서 이게 지금 나이 쌀이 이거 원래 있던 건가? 쌀이 지금 저쪽 방하고 여기 피아노 방하고 지금 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왔다고 한 건가 지금 이거? 누가 왔다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하! 잠깐만 뭐야 저거 뭔데? 어? 움직이. 어? 뭐야? 기회는 뭐야? 어? 아! 어? 뭐야? 기회는 뭐야? 어? 아! 분명히 나 커튼 뒤에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나 저 확인했어요 여기 또 문이 열려 있어. 어? 항상 닫혀 있. 다 어? 분명히 누구야? 어? 누구야? 누구야? 어? 어? 누구 저리 가. 저리 가. 나와 이 새끼야. 나와. 어? 어? 야. 나와. 어? 여기는 막혔어. 여기는 도망갈 구멍이 없어. 이젠 도망가지 마. 마이콜 이제 도망가지 마. 절대 이제 무조건 확인해. 무조건 확인해. 나오라고 이 새끼야. 잠깐만.

와 내가 금, 강제를 갖고 있는데도 이래?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긴가 내가 어? 이거는 차에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잘 보고 싶죠 어 복흉 어 복숭아 나무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 가지에 부적 그리고 오색 실이 달려있는 네, 호신용품 되겠습니다 아... <coughs>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, 설정까지. 설정까지.